밀어줘 시원하나? 나 밀어줘 나 밀어줘 아! 이렇게 이렇게 나와야지 아 진짜 왜 저래 뭔데? 이렇게 가야지 운동된다 Break it down! 음. 음. 음. 촬영 시작!